오늘은 제가 극한 직업 류승룡 선배님을 한번 따라해보면서 Everybody's so sensitive these days with the coronavirus. I'm going out right now to the radio booth. For the past three days, I've been staying home, trying to separate myself I haven't met anybody. I haven't um, really talked to anybody. Do I have no friends. Yeah, to be honest, there's like really nothing to vlog about or nothing to shoot films about. You gotta be careful when you go outside. Wow, there's like no cars. Like literally in front of me or in the back. Wow. I think I misread the weather. It's freaking cold. 실레합니다 실례합니다. 네. 된게 이거야? 아니 갖고 왔어. 안 갖고 다니는데. 정말. 네 이게 실화로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죠. 네. <laughs>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 코로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진짜 여자 오늘은 세 번째 저희 정디와 함께하는 정아의 주크박스 원래 원래 금요일날 만나서 항상 공부했는데 그쵸? 맞아요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못 만나서 오늘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유 <laughs> <laughs> 유유 유유 아 너무 감사해요 진짜 지난주에 네. 그제 유튜브 채널이 방송 나오고 나서 네. 와 구독자가 한 명 늘었어요 어. <laughs> 준섭이에요. 자, my j u k Yes, yes, yes. 괜찮아요? 지나 사랑스러워. 네. 해줘. 그럼 나 따라해볼게. 힘을 내요 슈퍼파워. 슈퍼파워. 누나 그렇어요 그렇게 하안 돼요. 아, 네. 대체 망가져 주스더라도 같이. 슈퍼파워. 약간 좀 이렇게 코맹맹하게 이렇게 코맹맹하게 해야 돼요. 슈퍼파워. 예, 정말 주크박스입니다. 체크박스입니다. 어, 잘, 된것 같은데? 편집이. 오늘 텐션 어떻게 하 텐션 오케이. 아, 텐션 오케이. 어. 오늘은 제가 극한 직업 류승룡 선배님을 한번 따라해보면서 지금까지는 <laughs> 한번 할까요? 엔지 숨차 <clears throat> 음, 어, 음, 음, 음. 50초 남았어요. 50초? 네. 50초 남았다고요? Oh my God. 이제 준비, 방사 준비하셔야 돼요. 네. 정아의 슈크박스. 아우 브런치 하면 또 제가 아니겠습니까 제 별명이 브런치 킴이에요 아네 <laughs> 브런치 오늘도 녹음 끝? 끝?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영아의 주크박스 영상 보셨나요? 네, 제가 한 거. 어땠어요? 네, 고맙습니다. <laughs> 라디오 녹음 끝내고 라디오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조금이나마 저희들의 라디오를 통해서 정한 축구박스를 통해서 좀 하루라도 웃으시는 나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와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어 와우 wow. 아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진짜 바이러스 때문에 오늘은 제가 한 번도 하지 못한 좀 특별한 거를 하려고 해요 저만의 도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좋은 의미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공간 아마 제가 처음 보여드리는 공간인데 여기는 저의 쪽방이었으며 제 공부방이며 제 사무실이며 마이 홈 스윗 홈 지금 딱 상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꼴이 별로 말이 아닙니다 음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기 집에서 지낸 지 거의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넘어가는 것 같은데 최근에 제가 어, 우유가 떨어져가지고 근처에 있는 샵라이트를 가가지고 이제 장을 보고 있는데 와 진짜 거기는 텅텅 빈 공간도 많았고 미국은 이제 가면 갈수록 더 어, 많아지고 있고 이탈리 아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큐바에서 50명의 큐바 기사분들이 이제 자원을 지원해서 이탈리아에 이제 도와주러 간 기사도 봤고 다른 나라들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상태인데 이럴 때서도 나라가 나라를 도우면서 모두 다 함께 이 바이러스를 다 같이 극복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좋은 뜻에서 또 좋은 마음으로 응원과 기원을 하고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삭발 엄마 뱃속에서 나온 나온 때 말고는 삭발인 적이 거의 없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 싸우시고 또 어, 눈물 흘리셨던 분들과 사람들을 치료하시는 모든 의료원분들과 또 간호사분들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손길들 보내신 분들을 위해 응원하면서 또 기원하면서 삭발 알려갑니다 엄마 갑시다 아 이게 삭발이 처음이라서 좀 적응이 잘 안되는데 한번 되게 <laughs> 시원합니다 시원하고 어 약간 눈물도 날 뻔했는데 <laughs> 아무튼 우리 다같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내고 다시 또 우리 좋았던 우리 아름다운 세상을 다시 되찾는 그런 때가 빨리 오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고군분투 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 다들 응원하고 기원합니다 다들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